哎！ <laughs> 哎！嘿！嗯哼！嗯哼！嗯哼！呜！哎！哎！ Bum, bum, bum, bum, bum, bum.

Ah! 아. 여자 가리는 겁니다. Hi. Hmm, just me. Hehehehe <laughs> Hey, yeah, yeah. Hmm. Hey! Hmm? Hmm. Hmm. 에? 어, 뭐냐? 오, 뭐야, 뭐야, 오, 오, 오, 오, 오, Mm-hmm. 어?